내가 지게 할 때 그분을 말하시네 영원한 사랑 나의 손 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yo 깊고 예쁜 내 두 눈에 가득 고여있네 눈물을 바라보느니 내게도 어렵구나 세상이 그대를 차가지 영원한 사랑 나의 손내 숨결로 너를 지었을 때 세상 무엇도 그보다 아름답지